저번 편에 귀여운 곰돌이 탈은 송이과였네요. 어쩐지 버리려고 할 때 격하게 말리더라니. 하지만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 정말 버려도 되겠죠? <laughs> 좋아요. 송이의 고민은 해결했으니 다음엔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다 같이 보러 가요. 핸들 핸들 오늘 깜짝 선물을 받았어. 뭔데? 내 책상 위에 거대한 딸기 케이크가 있어. 우와 딸기 케이크 완전 멋지다. 누가 이렇게 센스 있는 선물을 줬을까? 그러게 대체 누가 이런 선물을? 아이 참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진이구나 뭐? 43화 비법 대공개 헤라와 친구되기 아니 진 말고 다른 사람 없어? 그럼 세바스찬? 아니거든? 진도 세바스찬도 아니라면 대체 누가 제 책상 위에 거대한 딸기 케이크를 올려놓은 걸까요? 제가 딸기 좋아하는 걸 아는 사람? 음... 시아? 송이? 아! 혹시 엄마가 그렇게 노려보는 거야 아, 알겠어 다음 편 보면 되잖아 그럼 내일 바로 43화 보고 올게 안녕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virtual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thank you